프롬 소프트웨어는 다크소울 트릴러지 이후 더 이상의 다크소울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쉬워하면서도 박수를 쳐줬고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기다리거나 VR 게임을 어떻게든 블러드본과 엮으며 다음 게임은 블러드본2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죠. 그렇게 나온 시리즈는 또 다른 다크소울 아니 세키로였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내내 느낀 것은 프롬 소프트웨어의 체계적인 기획 과정이었습니다. 닌자와 사무라이를 게임에 섞기로 결정했으니 우리가 가진 전투 시스템은 어울리지 않는다. 암살이랑 닌자 도구묘까지 추가한다고 될 것이 아니니 싹 다 갈아엎어야 한다. 이 전투 시스템에는 기존의 보스들도 어울리지 않는다. 수용소 대본이 연속 공격하는데 그걸 일본도로 튕겨내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 주인공과 동등한 사이즈의 보스전 그리고 그런 보스전이 계속되면 상대적으로 지루해질 테니 스토리라인을 추가하여 플레이어의 피로감을 덜어줘야 한다. 컨셉 하나를 바꾸기 위해 기존까지 유지하던 시스템을 완전히 갈아엎은 겁니다. 그 결과 공격을 피하고 그 틈을 노리는 단조로운 전투 대신 끊임없이 공격하고 패링하고 반격하여 체감 게이지를 쌓아 마지막엔 적을 인사라는 예술적인 전투를 완성해내는데 성공했죠. 다른 회사였다면 프랜차이즈가 바뀌었으니 전 전투 시스템이 바뀌는 게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프롬 소프트웨어가 이러니 마치 아이언 메이든에 익숙해진 망자들을 위해 동양식 고문기교를 가져온 느낌이네요. 시스템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롬 소프트웨어식 전통은 건재했습니다. 여전히 두 마리 인상이넘기면 튀어야 되고 아이템에 의지해서 보스전을 하다보면 그 아이템이 떨어지는 순간 멘탈도 함께 떨어지게 되며 결국에는 아이템 쓰는 것을 포기하고 마지막 보스를 잡고 남은 공격력 증강 사탕 37개를 쓰레기통에 던져넣는다는 전통도 건재하죠. 하지만 전 시리즈에 존재했던 다채로운 육성은 사라졌습니다. 무기는 일본도 한자로 해 모든 스킬과 닌자 도구를 한 캐릭터로 전부 만들 수 수 있으니 일말의 여지조차 남지 않은 셈이죠. 이렇게 다채로운 육성 방식과 함께 사라진 게 또 무엇일까요? 정답은 자비입니다. 다크소울과 블러드본 같은 경우 게임이 어려워지면 레벨로거나 템파밍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 게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작품은 보스와 중간 보스를 잡아야만 공격력과 최대 체력에 오르니 보스와의 정면 대결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졌고 회피하고 틈을 노려 찌르기만 하면 되었던 전투 시스템은 틈을 노려 찌르면 적들이 튕겨내는 절망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그나마 남아있는 일말의 잡이라면 적들의 체력을 깎으면 체감 회복 속도가 느려지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야 뭐 이런 거 익숙하니까 전투 시스템에 잡이 없는 건 괜찮은 편이었어요. 문제가 있다면 길 찾기에도 잡이가 없어졌다는 점이죠. 기존의 이동 시스템에서 갈고리를 이용해 이동하는 축 하나가 늘어난 이동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한 준비는 미흡한 편이었습니다. 시스템에 익숙해진 중후반부라면 모를까 초반부의 길 특히 여러 갈래로 진행이 가능한 맵에서는 어디로 가야 다음 갈고리를 탈 수 있는지도 제대로 분간이 가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전투가 어려운 것은 프롬 소프트웨어의 특색이며 유저들이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길 찾기가 어려운 것은 그냥 그냥 족 같은 거예요. 그 길에 산재한 기믹이나 매복한 적들이 어려운 것이면 이해라도 갈 텐데 그냥 길 찾기가 족 같은 거라고요. 물론 갈고리 시스템을 추가한 첫 작품이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며 DLC에선 그러지 않기를 기대할 뿐이죠. 결과적으로 세키로는 쌓여가던 소울 장르의 피로감을 적절히 덜어낸 작품이자 새로이 탈퇴에 성공한 게임입니다. 스토리텔링은 기승전결이 뚜렷한 형식으로 바뀌었으며 이를 보조하는 NPC들의 사이드 스토리는 게임의 감칠맛을 더해주었죠. 하지만 다크소울2보다 심각해진 듯한 맵 시스템은 적절한 변화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었으며 단일화된 육성 시스템은 타의 차이 재미를 멀티엔딩을 보기 위한 것으로 제안해버렸죠 이번 프랜차이즈는 얻어간 것도 있었지만 잃어버린 것 또한 커다란 것이었습니다. 메탈킴이 게임매매기능 가격 메탈 프라이스는 5만원입니다.